Fight. 듀얼. 한번 내보자. 렉 걸려도? 아, 마지막에 렉 걸려. 오. 아유. 뭐야. fast as fuck, boy. 아 나이스 뭐 이렇게 빡세게 치면 한 번은 안 들면 안돼